머리를 말리기 전에 여기 옆에 팩이 있어서 팩을 하나 붙여주고 머리를 말릴게요. 미샤 홍삼 시트 마스크예요. 이거 어떻게 붙여야 돼? 왜 이거? 오, 오, 오 홍삼 냄새. <laughs> 머리 닿으면 머리 떡지니까 되게 웃기게 나가겠다 근데 건강한 향기가 살살살살 나는 그런 색이네요 근데 시트가 뭔가 밀착이 확 되는 것 같진 않아서 불편하다 머리 말리는 게 세상에 제일 귀찮아요 그쵸? 머리 말릴 때 이거 빼고 말리면 더 빨리 말르는 거 알죠? 당연한 거지 근데 그만큼 손상이 많다는 거지 아파 일단 머리를 말릴 때 앞머리 있으신 분들이든 없으신 분들이든 그냥 앞으로 말려야 가르마 볼륨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래 이쪽 가르마로 했으면 사실 반대 가르마로 한번 말리고 이렇게 넘겨야 볼륨이 좀 살긴 해요 이 뒤었어 지금 뜨거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원래 왼쪽 가르마를 탄다 그러면 이제 웨이크업 할 동안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살려놓고 그럼 볼륨이 좀 이렇게 살아있죠 맨날 이쪽 가르마로만 하니까 머리들이 다 이렇게 볼륨이 죽어있거든요 두피만 바짝 말려놔도 머리가 금방 마르니까 제가 카메라에 LCD가 없어가지고 모니터를 아이패드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두배로 해야 돼. 카메라랑 카메라대로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날이 되게 선선해졌는데 오늘 기상청 그 뭐야 기상 예보 보니까 31도까지 오른다는데 더울래 왠지. 색을 떼야 말아라지 이제 시우이 있으니 색을 떼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워 잘뜯뜯게 아 요 근래에 잠을 계속 못 자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해 오늘도 밤을 샜어요 오늘 오랜만에 서울 구경을 가는 날이거든 서울 구경이라고 하시나? 서울 나가려면 여기서 1시간 반? 한 2시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준비하려면 은 1시간 반, 2시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넉넉 잡아서 저는 영상 촬영까지 해서 이제 4시간 전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또 성격이 조금 더 급해요. 뭔가 원래보다 좀 1시간 정도 빨리 준비해서 좀 기다리는 성격이라 지금 좀 피곤합니다. 콜라나 한번 빨아삐리뽕 그래서 오늘은 뭔가 컨셉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의식의 흐름 그런 겟레디입니 가 되지 않을까 다크서클 막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립글로즈라도 발라야겠다 입술이 펌핑되는 <laughs> 이게 쩌원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애가 바르고 있으면 입술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이러면서 입술이 점점 이렇게 쭉쭉쭉 부풀어올라요 안젤리나 졸리죠 그래서 얘 이름이 졸리립이래요. 근데 요새 팩을 해도 얼굴이 좀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샘플을 바를 거야. 여기에는 기초 케어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건 정말 그냥 잡힌 들 잡았는데 라운드 어라운드 릴, green tea relief 크림 가밍 케어 지친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수분 진정 크림 근데 그치 나 지쳤지 지금 굉장히 지쳤어 젤 타입이고요. 오늘은 나가서 좀 늦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인데 벌써부터 베이스를 깔으면 내 베이스가 잘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니까 손에 양보하세요. 오늘도 잘 떠들 수 있겠지?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지금? 선크림을 발라야겠죠? 밖에 나가니까 저에서는안 되니까 오늘도 역시 딱지 뒷모이스 선 그래도 이제 미친듯이 덥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엄청난 여름이었어요 이 여름을 에어컨이 없이 지내다가 거의 막판쯤에 일단 이동식 에어컨으로 일단 이번 여름을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거의 막판에 이동식 에어컨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동식 에어컨이요 여러분 전기요금이요 그닥치 시원하지도 않아. 근데 선풍기가 좀 시원한 것 뿐이야. 근데 무슨 정겨움이 그렇게 많이 나와? 오늘 파운데이션은 에스쁘 be silk petal Y를 발라줄게요. 조금이. 저번에 소개했던 아이유. 오늘은 나가서 화장품을 좀 사올까 해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신상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더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로드샵은 나의 사랑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더블레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이 나왔더라고요. 음, 바르는 게 너무 불편해. 어이지 어이지. 이거는 SK2 건데 예, SK2 무슨 팩트 파운데이션에 들어있었는데 이런 붓이거든요. 난 이게 너무 좋아. 이 파운데이션 붓이 되게 저도 여러 개 사봤는데 정말 고급 기술 아니고서는 잘 발리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골고루 얇게. 오늘은 피부 화장을 그냥 정말 얇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오랜 시간 있어야 하니까 수영도 자주 해줘야 하고 분명히 100% 무너져. 아무리 뭐 내가 꼼꼼하게 하고 뭐 한다 해도 100% 무너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톤 고정 정도만 하고 결제하기 혹시나 한번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니스프리 no sebum으로 눈감만 잡아줄게요 수정 파우더 처리를 많이 하면 수정이 힘들기 때문이죠 막 닦아내고 지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 근데 뭐지? 제가 메이크업한 영상들을 모니터해 보니까 shading이 확실히 되게 빡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삐아 almond blossom이 마성의 매력을 느꼈어. 그래서 오늘도 삐아의 almond blossom으로다가 저는 혼자서 뭘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혼자서 지하철 타는 거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과연 그 장면을 제가 혼자서 부끄러워서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찍을 수 있다면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뭔가 친구들이랑 누구 아는 언니, 친한 언니 뭐 이렇게 같이 탄 적은 되게 많은데 혼자서 타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약간 저는 혼자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못해. 근데 오늘은 서울에 있는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나러 제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뭔가 왠지 도전해보고 싶은 날이어가지고 오늘 한번 지하철을 타고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래놓고 길이있는건 아닌가 모르겠어. 자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을 빗어주고 어, 얘도 이제 좀 깎아야겠다. 아이다운 matte formula eyebrow 빼주세요. 갈색으로 늘 그랬듯 똑같이 밑에서부터 라인을 잡아주고 위에 잡고 똑같이 반대쪽도 아!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진짜 3일 4일째 밤을 계속 새고 있어 왜 이러니까 잠좀 제발 푹 자고 싶은데 앞머리는 하올한면 그리듯이 살살살 아래에서 위로 그려주고 이거 제가 이쪽 눈썹, 오른쪽 눈썹이 왼쪽 눈썹에 비해서 좀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눈썹을 좀 더 길게 그려줍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 머리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르마도 이상해질 수 있어. 오늘은 뭔가 되게 매트한 그런 매트한 핑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섀도우를 하고 싶은 날이에요. 의식의 흐름. 그래서 일단 음영을 최대한 이 두 가지의 팔레트로 오늘은 얘는 두 개예요. 미샤 모던 섀도우 컬렉션인데 이탈 프리즘 1호 Cozy Stage 2호 Vintage Stage 이렇게 두 개로 오늘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색깔로 일단 음영을 잡아줄게요. 어떤 분께서 뭐지? 제 섀도우 할 때 이런 브러쉬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고 정보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정보를 쓸 게 없어요. 그리고 정보를 쓸 게 없다라기보다도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 모르고 막 사 모았었던 거라 이게 어디가 어디 건지 잘 몰라. 그리고 다 엄청난 저렴이들이어가지고 그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뭐 초보고 이렇게, 배우는 단계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붓도 쓰다 보면 그림도 붓도 쓰다 보면 자기가 그리던 이 터치 방식으로 붓이 변하듯이 이 똑같잖아요 이 그 화장도 그래서 그 붓들도 이 붓도 어떻게 이 붓으로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크기별로만 갖고 있고 내가 그 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굳이 막 비싼 그런 브러쉬를 살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좋지만 눈 밑에까지 음영감을 이렇게 줘야 내 눈의 영역이 좀 더 넓어 보이기 눈의 영역이 요만해지는 느낌? 요 색깔 이 색깔을 이제 메인 컬러로 올려볼게요. 눈이 졸려가지고 눈이 안 떠져. 눈이 시려. 그리고 얇은 브러쉬 어디 갔니? 브러쉬야 브러쉬야. 왜요? 이것도 에뛰드 브러쉬예요. 이것도 에뛰드 하우스고 이거는 또 엘프 브러쉬예요. 굉장히 저렴한 브러쉬들이죠. 저는 그냥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요. 그래서 방금 또 사용한 컬러를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밑에 연결합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또 그거 어퓨 거 브러쉬 그 털어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털어가지고 다른 색깔 쓰고 그래요. 얘를 이제 눈 밑이랑 눈 앞머리에 오늘도 뭔가 메이크업은 너무 진하게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막 메이크업 너무 진하게 하고 타면 쟤 뭐야? 이러실 것 같아서. 일단 뷰러로 눈썹 좀 올려줄게요. 요새 서울은 어디가 핫한가요? 서울에서 한 두 달 전까지 살았지만 이젠 서울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서울은 뭐가 핫하고 뭘 하고 놀죠? 제가 한 번 나가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간이 아깝지 않잖아 그래서 나가서 뭐 사야 될 것도 사고 뭐 만나야 될 사람도 만나고 뭐 들러야 될 것도 들르고 들르고 이래 돼서 정말 24시간이 모자라 오늘은 이거 waterproof 아이 펜슬 블랙으로 점막을 메꿔줄게요. 이렇게 점막을 메꿔주고 진한색 섀도우를 물로 써줄까? 얘로 써줄까? 얘로 써줄까? 얘가 더 진하군요. 얘로 이제 라인을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얇은 브러쉬도 말이죠. 저는 섀도우 팔레트를 샀을 때 들어있던 그런 붓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이쪽 쌍과 불이 이렇게 겹쳐요 앞에가 그래서 이쪽 눈이 더 앞이 동그래 보인다거나 뭐 이쪽 눈이 더처여 보인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눈을 떠서 라인을 좀 잡아주면 눈의 모양이 좀 더 맞겠죠 그리고, 그리고 라인도 요새는 정말 눈매에 따라서 너무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게 그리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메이크업 언니가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내가 눈이 너무 작다고 해서 아이라인을 너무 길게 그리는 것도 좀 되게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저의 영상들을 모니터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는 뭔가 이 라인 끝이 굉장히 뭉툭하고 뭔가 되게 딱딱하게 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음, 프로틱해 보이지 않는달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 라인의 끝은 확실히 제가 메이크업을 누군가에게 받아보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느낀 게 되게 잘 풀어주고 이 끝 라인 끝을 되게 아, 섬세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 고수의 관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손등에 발색했던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손등에 다시 좀 털어서 눈밑을 좀 틔워주는 거죠. 립넷 이것도 여러분 쿠팡 해외 직구에서 팔아요 이 누드 색깔인데 요런 애가 이제 눈끝에 알죠? 여러분 탁 메꿔주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이제 오히려 눈끝이 탁 튀어 보인다는 거눈 끝에서 이제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이렇게 딱 메꿔주고 이제 앞에서 그 부분에까지는 이제 약간 어두운 컬러로 막, 막아주면 눈이 눈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겠죠. 정말 화장도 미술인 것 같아. 당연한 소린가?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 라이너 송이송이 밤송이 굉장히 네, 밝은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눈썹 앞머리가 이쪽이 좀 부족하군. 음, 마스카라는 어, 또 새로운 걸 또 보여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없긴 하지만 페리페라의 볼륨 잉크 그 지울 때 너무 안 지워져 그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지속력이 강한 거니까 근데 저는 아이 리무버 지우는 거 너무 귀찮거든요 제 속눈썹이 되게 막 지멋대로 막 이렇게 나잖아요 또 얘로 끝이 이렇게 잘 달궈가지고 나도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서 메이크업 하면서 수다 떨고 싶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 일단 내 카메라가 그 뭐지 웹캠처럼 그게 안 돼. 같이 이렇게 채팅 수다 같은 거 떨면서 메이크업 하면 재밌을 텐데 그죠? 그러면 정보 공유도 빠를 거고 아래 속눈썹은 똑같은 건데 색깔이 dry rose예요. dry rose. 약간 붉은빛, 갈색깔 이런 애로 밑에 살짝 해주면 약간 브라운 브라운 느낌이 약간 좀 그렇죠. 요새 리플로 엄청 길게 막 진짜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감동 먹었어 나 되게 칭찬도 해주고 언니 이런 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막 이런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다 내 영상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준다는 거잖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 내가 그래도 뭔가 편집 같은 것도 음, 차근차근히 공부해서 이렇게 늘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알아주는 거에 나 좀 감동했어. 고마워. 이렇게 속눈썹 한 단 잘린 거 보여요? 이렇게. 얘네들을 끝에다가 한번 붙여줘 볼게요. 눈 밑에 처, 이제 메인 컬러로 깔았던 핑크기를 조금 더 더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뭐. 얇은 브러쉬로 아까 사용했던 진한 컬러를 이용해서 아, 뭔가 너무 연속으로 너무 daily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쉽고 간단한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너무 심심한가? 자, 블러셔는 3CE의 로즈 베이지. 오늘 음, 약간 눈 밑에 바르고 싶어. 그래서 꼬랑댔어. 음. 오랜만에 백화 하이라이터. 오늘 과연 나의 브이로그는 잘 지킬 수 있을지 아 요새 모기 테러당해서 왜 모기 모기 모기가 모기를 물었네 립은 뭘 바를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스의 바바렐라로 거의 색감이 티도 안 나는데 좀 촉촉하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약간 코랄코랄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삐아의 소다 다나고 음. g 음. o 오늘은 정말 get ready with me니까 머리 하는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뭐 할지 고민이네. 일단 보다나 4 0 m l 제가 지금 끼는 다 저쪽 집에다 갖다 놔가지고 머리를 찝을 핀이 없네. 조그마한 핀으로 찝힐겠죠? 찝히긴 찝히네. 탔네. 어서 밖으로 따라. 여러분 참고로 저 머리 되게 못합니다. 이막 끝에 이렇게, 이렇게 각졌어 이러면 안 된다고 어차피 넌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 이쪽 머리는 쉬워요. 근데 이쪽 머리 할 때는 반대쪽이라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내가 바본가? 일단 앞머리 앞쪽은 좀 빼놓고 해요. 앞에가 잘 돼야 되니까. 제가 단발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한 4년? 4년이 뭐야? 그러니까 긴 머리에 대해서 스타일링을 진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머리는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는 단계예요. 영상 많이 보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워. 일단 됐어. 아니네. 여기만큼 더 남았네. 아이 몰랐네. 아이씨. 또 뭔데? 이쪽 언제 말아 이쪽은 반대쪽이랑 어렵다 이쪽에 집중해야 한다 저 이거 초반에 고데기 진짜 모를 때 이게 반대로 이렇게 이쪽을 말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말한 거야 엄청 웃긴 거 알죠 그거 진짜 머리 이 40mm를 살 때 제 머리에 가당치도 않을 때 샀거든요. 빨리 기르고 40mm 하고 싶어가지고.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36mm랑 40mm랑 엄청 고민한다는 사실. 근데 전 40mm를 샀어요. 뭔가 웨이브가 빠글빠글한 것보다는 전 이런 두툼한 웨이브가 좋더라고요. 머리는 이렇게 하고 손으로 잘 잡아줘야 이렇게 싹 넘어가지 나 아직 앞머리가 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하죠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안 더우니 망정이죠 더운 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화가 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앞머리 길이가 되게 애매한 길이여가지고 우한척 자, 일단 렌즈를 껴줄게요 얘는 넬리 브라운입니다 저번엔 코랄 브라운이었다면 얘는 넬리 브라운 음, 자연스럽다 이거 자 이렇게 껴주면 오늘 Get Ready With Me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은 <gasps> 벌써 9시 반이네요 근데 저는 원래 되게 일찍 준비했네 원래 11시 반 그쯤 나갈 예정이었어서 한 2시간 정도는 조금 쉬다가 그러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룩은 이런 가을 느낌의 슬랙스 자 그럼 영상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고 브이로그로 진행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다 번지고 피부 화장은 당연히 다 지워졌고 완전 추리해졌죠 엄청 피곤해 그래서 만날 동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구정 하면 되겠습니다